스키다나 그 나고야 사투리래요 대루 멋있게 봐주세요 많은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어머씨로 까다냐 다노씨 까다냐 전라도 사투리랑 비슷한 것같아 뭐하냐 오 그런 약간 그랬냐 냥 냐냐냐 냐 냐? 냐냐 먹지! 착해 너무 맛있어 위로 好好。